오후의 발견 한혜진이 연인 전현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4일 방송된 MBC FM4유 오후에 발견 이지혜입니다. 이하 오후의 발견에서는 출산 휴가를 떠난 이지혜를 대신해 모델 한혜진이 스페셜 DJ로 출연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달비, 달심 DJ를 외치며 한예진을 반겼다. 그러면서 나 혼자 산다 무지개 회원들도 방송을 듣고 있냐? 반응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한혜진은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이 스케줄을 많이 하는 시간이라. 라고. 말끝을 흐리다 단언컨대 한 분은 듣고 있을 것이라. 며 연인 전현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전현무의 무큐리를 보고 우리 딸. 이 빠져서 코수염을 붙이고 마이크를 들고 하루 종일 온라인 올라이트를 외친다는 사연을 보냈다. 이에 한혜진은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들에겐 좋은 영향을 줘야 하는데. 라며 웃다. 그 정도 끼라면 최소 방송인이다. 연예인으로 키우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했다. 전현무는 지난 1일 오후의 발견 측에 꽃바구니를 보내며 연인 한혜진을 향한 특급 내조를 선보였다. 한혜진의 스페셜 DJ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도 혹시 제가 보낸 것 같나요? 감기 때문에 못 간 나올 텐데. 힘내요 달비, 무디해요 많이 떨고 있을 테니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며 한예진의 힘을 북돋아주기도 했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달 말 열린 2018 MBC 방송연 예대상 시상식에서 나 혼자 산다로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한혜진은 수상 소감 도중 연인 전현무를 언급하며 결별설을 불식시켰다. 연애에 참견 이 한혜진 남자 뒷바라지 하는 것 아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모델 한혜진이 속 시원한 연애 조언을 했다. 지난 8일 방송된 케이브스조의 연애의 참견 시즌 1에 서는 연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도착한 사연은 4년간 공시생을 뒷바라지한 직장인이 보낸 것. 사연자는 4년간 뒷바라지한 남자친구가 시험 합격 후 달라져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녀온 등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바람의 증거를 잡고 이별을 고했으나 남자. 친구는 며칠 전 전 여자친구와 회사 동료를 갖고 논 것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사연을 들은 한예진은 남자 뒷바라지 하는 걸 아니다. 본전도 못 찾는다고 속 시원한 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사람은 처지가 바뀌었다고 바로 연인을 배신.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여건만 되면 또 바람을 피운. 다? 다시 만나지 말라고 조언했다.